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피자 스파게티 새우링 먹방 와. 음. 와. 와 자, 이쯤에서 맥주. 치얼스. 와, 진짜 시원해요. 와우. 피맥. 도시 비맥 와. 피자 한 입 컷. Unbelievable. Huh? Unbelievable. Wow. Mm-hmm. 김액 음 맥주 원샷 아, 오늘 이상하게 피자를 한 입에 다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맥주가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도 같이 먹었는데 야 치맥은 진리입니다. 치맥 다음으로 비맥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.